브레이크가 뭐지? 전조등? 하향등? 깜빡이?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 되고 싶지 않아 말할 수 있을까? 난 분명 쫄보라서 안 될 거야 그치? 그래 네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볼게 좋았어! 며느리! 따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정입니다 제가 면허를 땄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여정님 면허 어떻게 따셨어요? 요새 시험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졌다는데 어떻게 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땄는지 운전면허 딴 하기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면서 운전면허를 따른 과정을 촬영하고 싶었는데요. 촬영을 하기가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어려웠던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려고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아이폰의 잠금을 해주세요. 어 미안 뚜리야 미안해 음, 아이고 이뻐 미안해 언니 소리 질러서 미안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일단 제가 운전면허를 따기 전, 갓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는 아예 아 차자도 모르는 치읓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기어가 뭔지도 몰랐고 드라이브가 뭐 어떻게 N으로 두면 중립이 어쩌고어쩌고 다른 세상 말이었어요 조수석에 운전자와 같이 탔을 때 40km, 50km만 타도 되게 겁이 많아서 조금만 천천히 달리라고 할 정도로 되게 저는 차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조금 겁이 많은 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란 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거나 차를 쌩쌩 달리는 차를 보면은 교통사고가 나진 않을까 항상 무서운 마음이 제일 먼저였어요. 차에 대한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나는 절대 운전 면허를 따면 안 되겠다. 왜냐면 겁도 많고 절대 운전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스스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타인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라도 욕심을 절대 부리지 말자 아무리 내가 불편함이 있어도 내 욕심으로 내가 운전을 잘 못한다고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한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또 나에게 무조건 피해가 있을 거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뚜벅뚜벅 뚜벅이의 생활 택시비도 정말 많이 들었고 택시를 탈 때의 그 불편함들 불러야 하고 택시 안 잡히면 막 춥고 덥고 제가 또 영상을 찍을 때는 집에만 있지만 어디 나가야 될 때는 서울까지 가야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스케줄이 막 이렇게 막 꼬불꼬불 하면은 그날 피로감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대단하거든요. 그걸 다 택시를 타기에도 비, 용이 부담되고 또 택시를 잡기도 힘들고 제가 운전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게 된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만화랑 게임이랑 운전자 옆에 조수석을 타보기였어요 첫 번째로 만화가 무엇이냐면 스폰지밥의 퐁퐁 부인이 스폰지밥 운전면허 알려주는 그 만화를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때 퐁퐁 부인이 스펀지밥에게 알려주는 그런 운전 꿀팁을 지금의 저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GTA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게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게임에서 차를 몰면서 신호를 다 지키면서 한번 운전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도 되게 많이 해보고 운전자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자가 어느 신호에 가는지 또 어느 지점에서 우회전을 하는지 좌회전을 하는지 언제 비상등을 켜는지 등 등등등 저는 투명 페달을 밟으면서 제가 이렇게 발로 까딱까딱 까딱까딱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죠 정말 그렇게 해서 공부가 많이 됐거든요 바로 이 상태로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면 은 무조건 떨어질 게 분명했어서 왕초보 왕왕 왕대박 빅초보에게는 운전면허 학원이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을 결제했어요 다 다르고 학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다녔던 학원은 거의 70 후반대, 70 중후반대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제가 몰랐던 것들 가르쳐 주시면서 합법적으로 운전 자석에도 한번 타보고 운전도 해보고 할 수 있었던 시간을 저에게 주십니다. 사실 이렇게 가격을 얘기하면은 너무 비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이 학원을 다니는 값은 내 안전을 위한 목숨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절대 쉽게 딸 생각을 하지 말자 오히려 쉽게 따는 것 자체가 저 자신한테 의심이 들 것 같았어요 내가 과연 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운전자석에 탈 자격이 있을까? 오히려 제 자신에게 자신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마음가짐을 먹어야 될 것은 쉽게 따려고 하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애초에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운전면허 학원에 가면은 시간표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제 스케줄을 비워서 학원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학과 교육이라고 3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내 기능 교육을 봐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학원 내에 있는 가짜 카트라이더 레이스 같은 곳 있죠? 그게 학원 장내 기능 교육이에요. 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서 언덕에서 한 번 3초 정차 후에 내려가서 생각보다 쉬웠지만 감점을 하면 안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되게 많이 긴장을 해버렸어 공부를 4시간 한 뒤에 또 시험 볼 시간을 짜주세요 그 시험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딱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긴장을 한 탓에 처음에는 실격을 했어요 사실 저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쉽게 탈 생각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는데 실격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일단 시험 예약을 안 하고 집에 오자마자 미친 듯이 먹었어요 막상 어이없게 실수를 해서 실격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치킨을 시켰다 바보같이 실수나 하고 맛있네. 음.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식도가 열리거든요? <laughs> 다 먹고 스트레스 다 풀고 다시 마음가짐을 이렇게 한 다음에 공부를 또 하고 시험을 봤죠. 시험을 보니까 100점으로 한 방에 딱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주행 6시간 6시간을 강사님과 함께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 되는 것 아닐까? 또 엄청 겁을 먹었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그 학원 자체에서 만들어진 그 차는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차기 때문에 조수석에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했을 때 강사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절을 해주시고 핸들도 조절하면서 이 그 지도를 해주시니까 겁먹을 필요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엔 겁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 암기입니다. 코스 암기. 실제 도로에 가서 다수의 운전자들과 내 운전 연습 차량이 섞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거든요 진짜 갑자기 택시가 끼어든다거나 갑자기 버스가 내 앞에 시야를 막는다거나 추월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돌발 상황은 제가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암기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암기력이 되게 안 좋은데 코스를 네가지를다 외워서 갔어요 2인 1조로 두명이서 시험을 같이 봐요 제가 만약에 A가 걸렸다 이러면 뒤에 타신 분은 B를 자동으로 보는 거예요 갔다가 오는 길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2인이서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와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스스로 자신 있을 때까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흔한 말이고 뻔한 말이지만은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이 쉽게 딸 수 있는 방법을 듣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여러분들께 생각을 바꾸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운전면허가 없으신 분들도 흔히 알려져 있는 뭐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이런 것만 봐도 되게 황당하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남에 의해서 갑자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되게 목숨이 위협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음가짐이 안 돼 있을 때는 운전면허를 딸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따, 따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쉽게 따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생각보다 외우는 게 그리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운전면허를 딸 생각이시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러 오신 그런 건 좀 얻어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연습을 하면서 되게 많이 겪어본 느껴본 그런 팁 같은 거를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엄지 발끝으로 여러 번 나눠서 페달을 밟아야 된다고 퐁퐁 부인이 스폰지밥에게 엄지 발가락으로 밟아라! 스폰지밥!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페달은 저렇게 여러 번 나눠서 밟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차가 박을까봐 이 앞에 범퍼를 보는 게 아니라 시야는 무조건 멀리 멀리 있는 차들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진 않았는지 멈출 것 같진 않은지 갑자기 후진을 하지를 않을지 그리고 차선을 바꾸진 않는지 시야를 멀리 보고 앞을 달리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힘든 건데요 차선 가운데에서 달리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었고 항상 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다리를 이렇게 두잖아요. 여기는 그냥 두는 거고요. 이쪽으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는 거예요. 엑셀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페달이고요. 브레이크는 멈추기 위한 페달인데 이렇게 오른쪽 허벅지를 운전자석에 이렇게 뒀을 때 이 오른쪽 허벅지가 도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게 하얀 점선이 있으면 은그 가운데에 놓을 수 있게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가 가운데에 어느 정도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막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좋은 영향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내가 더 아는 의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왕 대박 빅 초보였던 분들에게 정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언제나 우리 안전운전 합시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